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 그날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날짜별로 SNS 기록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저희 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월 25일에 음, 새벽에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지요. 그 음성은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깨닫기로는 저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의 일에 관한 내용을 두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27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고 만져주셨고 선포해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레마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랬어요. 28일 기록에 음, 저희 아이가 제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이렇게 한 기록이 있네요. 아이들은 영안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애가 열나서 이제 손 얹고 기도하니까 제 눈에서 빛이 나서 이렇게 가린다. 자기 눈을 가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서웠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 날 저에게서 세 가지 약한 영을 축사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날짜별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영안이 열려 있어서 어, 4, 5년 정도를 악한 영의 괴롭힘으로 수면장애로 고생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초기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어요. 원래 육아하는 게 힘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몇 년간 지속되고 저의 건강 악화까지 되고 힘들어졌습니다.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깨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항상 몽롱하고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면장애 문제가 악한 영의 괴롭힘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많은 것에 변화가 왔습니다. 존 라미레즈의 간증 있잖아요. 사탄교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간증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전직 무당이었던 분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간증 뭐 박효진 장로님의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간증 그리고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 그 영의 세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보시면 11월 30일에 마귀의 군단이 몰려온다. 그리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이상 제가 되게 아이의 수면 문제와 뭐 열, 뭐 배탈 설사 등으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최근에도 계속 새벽마다 이렇게 저를 깨워주셔요. 알람을 하지 않아도 3시, 4시, 5시 이렇게 자동적으로 깨거든요. 천사가 와서 한 번씩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기록 그 당시에는 금요 예배 후에 그 다음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기도하면서 졸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전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거의 자다시피 몸을 사선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거의 자는 형태죠. <laughs> 거의 자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 기도 반, 잠 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실에서 그날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서 앉아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우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마귀가 괴롭혔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이가 울면서 하는 그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 1, 2초 후에 마귀가 괴롭혀요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안방에서 축사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방언도 썼고 해서 했는데 선포를 딱 하자마자 아이가 울지 않고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죠. 저희 어머니 또는 권사님들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내 속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 <laughs>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좀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도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마귀한테 자주 눌렸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부터 요술, 마법, 요정, 뭐, 뭐, 뭐, 뭐, 몬, 몬스터 뭐 이런 거의 정체를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일찍 가르쳤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만큼 <laughs>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 너무 융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분도 예수님 믿는 선생님 같았어요. 그런데 뭐 요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너무 간영이라고 대놓고 말하니까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이제 악한 만화, 웹툰, 게임 이런 거 나올 때 아이들에게 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캐릭터야. 악한 영이 뒤에 있는 그런 역사하는 캐릭터야. 용이야. 이거는 사탄 마귀의 부하야.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이야 라고 좀 알려주세요. 특히 유치원에서 일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참 많이 주의하셔야지 이 아이들이 그 영적으로 시달림이 덜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어도 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려야 했어요. 아이한테 이거 그 가르쳐야 했어요.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화면에 보시면 또 7시 반에 아이가 또 울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가 꺼져버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막 울다가 갑자기 정말 소름 끼칠 만큼 탁 뒤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어, 12월 2일 아이가 열이 나서 애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네요. 방이 되게 깜깜했는데 그때 아이가 제 눈에서 빛이 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어, 저는 이런 글이나 댓글 쓸 때는 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제 최근에 기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가 그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잖아요. 아 이게 이때가 기록한 때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신 지 며칠 안 된 그 날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일 기록에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들에 대해서 써놨네요. 저희 아이가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믿겠다 이런 글을 적어놨네요. 오늘 영상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다음 내용도 이런 치유축사한 내용 그리고 저희 아이에 대한 뭐 주님의 음성 그것을 확인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경험했던 간증 위주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